맛있겠다 아.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킹 블랙 타이거 새우 블랙 타이거 새우 콩새우 먹방 맛있겠다 와 대박 우와 우와 튀김이 제일 맛있어요 Oh.